지난주가 펜타키 저희가 페스티벌 어, 음. 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또 오늘은 저희가 또 시즌의 마지막 방송 얼마나 아쉽습니까?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? 아쉬워요. 클템이 어, 아쉬우면 저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? 진짜 손발이 잘려나가는 느낌이에요. 저는 심장이 잘려나가는 키롤도 없어졌지. <laughs> 이것도 쉬지. 그렇게 없어졌는데넌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. 진짜 난 이거, 손발이 없다니까요, 진짜. 난 이거 없으면 반이 없어. 요즘 제일 음. 잘 나가는 뭘잘 나가 아무튼 여러분들 마세요. 이천구님 이렇게 네. 너무 아쉬워서 아쉬워서 저희가 오늘은 LOL 하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 내 LOL 인생에서 아쉬웠던 순간 그렇습니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사연을 두 개를 받아서 누가 더 아쉬운가 음. 더 아쉬운 분에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음. 이것도 결국 경쟁을 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더 추가 버프 들어가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연인데 제목이 펜타키를 뺏어 먹는 서포터입니다. 참 그러니까 펜타키 직전에 어쨌든 뺏어 먹었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결국엔 이게 네. 뺏어 먹은 건지 그럼 어쩔 수 없는 예전 그 앨리스 사연처럼 어 그렇죠. 예. 그거는 진짜 근데 거의 적발하장 수준이었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어쨌든 약간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음. 네. 그럼 저희가 사연을 보고 음. 정말 얼마나 아쉬운지 한번 그렇죠. 어,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큰 칼리스타님이 주인공이고요. 네네네. 게임 자체도 완전 그냥 압도했죠? 그렇죠. 망고도 벌써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일단 대치 중에서 칼리스타가 진짜 펜타케 먹기 괜찮거든요. 어 그렇죠. 한번 킬 먹기 시작하면 쫓아가면서 다 잡고 스카노 스카노! 괜찮은 살았다. 아 여기로 왜 들어오죠? 스트레치 <laughs> 궁극기가 버젓이 있는데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막고 있어요. 상대편도 좀 지었다. 제드도 들어왔어. 사용 선고 <laughs> 레오나. 자 일단 한 명 잡았어요. 한 명 잡고 날리고 날리고 스카로 또 괜히 와서 2킬 그리고 팔리스타 네. 컨트롤도 되게 좋았어요. 좋아요, 좋아요. 3킬. 오, 커드라 킬 여기서 펜타 이걸 그러니까 이거 쓰레이지가 약간 이렇게 날리잖아요. 어, 어, 어. 펜타를. 어. 그냥 화나나 보다 빡쳤다 와 이거 화나서 그냥 죽었네 실제로 저희가 사연을 뭐 내용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너무 열이 받아서 이 뺏긴 순간 PC방에서 소리를 지르셨다 그래요 PC방에서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펜타키 오 펜타키 야! 이런 거 있잖아 당근이 형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당근이 형 소리 지르면서 막 쌍욕하시고 이런 거아 소시 <laughs> 근데 진짜 어. 우리가 LOL을 하면서 음. 저는 참고로 제가 6년 7년 LOL 하면서 펜타키를 해본 게 열번 안쪽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? 예. 한 번도 본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펜타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아쉬울 수 있죠 이분 입장에서 난생 처음 해보는 펜타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안 쳐도 펜타킬 주... 이거를 안 그러니까 쳐도 되지 않았나요? 세리씨 굳이 쳤어야 되나? 느리면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좀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뭐 놓친 게 있었나 놓친 게 있나 네. 이 장면인데 네. 여기서 이제 쉔, 예, 스카너 잡고 그러니까 애초에 칼리스타 분이 되게 잘했어요. 여기서도 도발을 안 맞았고요. 그렇죠. 근데 쓰레쉬도 이렇게 악의적인 거 자, 잘했어요. 아까 사용 선거도 괜찮았고 맞습니다. 스킬 사용도 괜찮았거든요. 여기인데 회복까지 쓰고 잡고 점화 걸었고 한대 쓰레쉬가 여기서 다음에 죽어요. 약간 절묘했어 이게 어 이거 좀 절묘하잖아 아, 잠깐만 이게 약간 절묘한데? 이거 쓰레쉬보다 이거 칼리스타 화살이 먼저 그러니까 나 던졌잖아요 지금 던졌어 칼리스타 님이 끝이에요 잡힌 건 거야 야 이거 라이어 버그네 버그는 화살이 먼저 맞잖아요 봐봐 화살이 먼저 맞잖아 <laughs> 그러게 임팩트상으로는 임팩트상으로 네. 화살이 먼저 갔는데 나 얘가 죽인 걸로 되네 아 이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쓰레쉬 잘못 없습니다 아, 쓰레쉬는... 잘못했어 쓰레시는 일부러 그래서 약간 늦게 쳤다 일,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어차피 제가 화살 날아가니까 내가 때려도 어, 페달킬 안 먹는 거 쳤는데 이게 웬걸? 자기가 먹게 된 거야 말씀하신 게 꽤나 그... 신비성 있죠? 예, 그러니까 닿았는데 어느 정도는 화살이 먼저 누가 봐도 화살이 먼저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뭐 투명낫도 아니고 <laughs> 재밌네 재밌죠? 이봐 아, 네 약간 잠깐만 약간 동시 같은 아 느낌도 들어 아니 누가 봐도 아니, 여기까진 빨라요 여기까진 빠른데 이 끝에가 끝에가 있쯤에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화살을 날렸어 화살은 관통해야 되니까 쭉 내려가서 약간 이렇게 맞은 느낌이고 낫은 여기 뭐 직선으로 탁 맞은 느낌이라 야. 이게 약간 원근감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아, <laughs> 뭐 야 우리가 무슨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화살이 야. 화살은 아래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, 우리가 판사요 나 지금 무슨 김전이라게 생겼어 명탐정이야?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게 아니라 뭐, 설마 뭐 너무 웃긴데 이거 미녀 때문에 점화에 죽었나? 이게 그러니까 아, 어, 점화에 죽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, 모르겠다. 야, 나 모르겠어. 아니, 약간 갑자기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. 한데. 이렇게 예. 봅시다. 예. 가장 깔끔한 건 뭐냐면 쓰레시가 평타를 안 때렸으면 네. 얘가 저 말 죽었건 뭐 해 죽었건 칼리스가 할 말이 없어요. 쓰레시의 그렇죠. 평타랑 관계가 없으니까. 옛날 그 말 있잖아요. 오얏나무 아래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. 아, 저만 아닌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오해받을 네. 짓을 네. 한 거야, 쓰레시가.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이게 너무 칼리스타 분한테 아쉬운 측면을 좀 강조해서 그런 거지 사실 엄연히 놓고 말하면 쓰레시 잘못 없어요. 아무 잘못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네. 보기엔 네. 야, 칼리스타도 그렇다고 거기서 포탑 그냥 맞아 죽냐? 막 뭐 서로 욕하고 싸웠대요. 그래서 아. 무 말도 안 하고. 그러니까 물론 이분도, 게임은 이겼는데. 그러니까 내가 이분은 예, 예. 억울한 건 알겠어. 소리도 지르고. 근데 그렇다고 저렇게 죽는 거 저건 아니죠. 그래서 칼리스타님은 분명히 펜타킬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뭐 좀 아쉬웠다. 예, 그렇다고 저런 예. 행위는 안 된다. 네, 그렇죠. 센 씨는 그래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다. 음.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쉬운 순간이잖아요. 칼리스타는 아쉬운 게 맞다. 아쉽다. 아쉽다. 아유, 예, 아쉽다. 아쉽다. 예, 이렇게 결론 예. 짓고요. 그럼 이거에 또 대항하는 사연이 있습니다. 아. 또 읽어주시죠. 제목. 통안의 백도어. 통안의 백도어. 참 진짜 요즘 백도어 메타예요. 이것도 봐야겠는데요. 예. 음. 어떤 백도어인지.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